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진이에요 오늘 패트리엇 경기가 있는데 헤일리가 어, 자기 집에 응원 오라고 초대해줘서 지금 진아 언니랑 같이 헤일리 집으로 어, 패트리엇 응원을 가는데요 가는 길에 맥주랑 닭 좀 살려고요 말로미 여기 있는 인디안 마트에서 술을 살 거예요 펄푸드는 맥주를 안 팔아서 저쪽에서 맥주를 사고 없으면 여기 보스턴 convenience 마트 가려고요. 보스턴이 그 사무엘 애담스가 아, 네. 어. 유명하다고 하는데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 저도 맥주는 잘 몰라서 뭐 와인도 모르지만 <laughs> 언니 버드와이저 어때요? 버드와이저 많이 마시는데 라이트로 라이트로 많이 많이 우와 아, 술 구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술 구경하니까 음. 재밌네요. 우와! <laughs> 언니 이거 지금 포함이 아니잖 <laughs> 언니 저기도 많은데 좀더 봐요. 우리. 조금만 더. 언니가 하이네켄 잘 버도 알죠? 가위, <laughs> 가위, 가위바위보, 바위보 제가 버도 알죠? I just put those in after you guys, after you and your Yeah, okay. 꺼내는 게 이게 내가 간다. 다들 오늘 경기를 보려고 진짜 많네 어, 맥주와 콜라와 그런 거를 사러 왔나 언니 봐요. 말대로 진짜 막 한국 사람들 어. 월드컵 볼때 어. 어, 올림픽 볼 때 맥주랑 치킨 사듯이 진짜 어. 딱그 그거네. 엄청 길어요. 저이 슈퍼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요. 여기까지 쭉가 있어요. 언니 여기 한국 라면이 있네요. 어 불닭. <laughs> 킹, 킹컵은 뭐지? 나 이거 한국에도 못 봤어. 이게 검은산 어, 뭐. 킹컵. 외국 사 전용으로 어, 브랜드 나오는 게좀 있는 것같더 그렇구나. 불닭국만 엄청 매울 텐데, 외국인들한테. 어, 어. 어, 어, 어 이제 잡았어 <laughs> 너무 크게 얘기했다. 어. 다들 하나씩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친구 집 경기 보러 친구 집 갈 때는 뭘 사가는 게 좋니? 그랬더니 맥주, 와인, chips 이런 거 사가면 좋다고 해서 경기 보면서 같이 먹으려고. 응. 아, yes. 아마 여기 브라이튼에서 술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서 그런것 같아요. 거의 막 인도 향신료나 인도 쌀그 뭐 인도 실제로 살 사기에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강황이랑 뭐, 뭐 샀었지? 그리고 인도 커리 제품들, 생강, 파우더 이런 거 살 때 여기 왔었어요. 이해서 음. 찍어줘야 돼. 작은 거 그죠? <laughs> 음. Russian 초콜릿도 가요. 불프라인에 Russian 마트 있는 거 아세요? 어, 러시안 뭐가 있나요? 이런 거. 이게 초콜릿이 러시아고요? 네, 네. 러시아가 초콜릿이랑 보드카가 유명한데 이건 stereotype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음. 그게 유명한데 거기 가면은 러시아식 문화가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러시아의 사람들 dumpling 좋아하고 음. 어, 갔더니 dumpling 종류가 진짜 많은 거예요. 아, 근데 러시아는 추운 지방이라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돈 풀린 먹냐고 야 그 당연한 얘기를 음. 하냐고 그게 아마 몽골 몽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음. 몽골의 영향 때문에 이제 만두가 러시아까지 퍼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설이니까 왜냐면 또 러시아 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만두 하면은 중국이죠. 어, 그쵸, 미. 작은 와인을 발견했어요. 샴페인도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 1인용일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은 술을 밖에다 빼놓고 다니면 안 돼서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항상 이제 닭을 사러 홀푸 드로갑니다 홀푸드에 이 치킨이 유명하거든요 닭 한 마리 클래식 닭도 맛이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클래식으로 한 마리 하면 되겠습니다 닭을 샀습니다 get How you doing? Are you gonna have phone prime number? Yeah. But is there is it on there? Yeah. Um, let me. I can type it. I, I think that I can also. Okay. Do you need a bag? Uh, do you have small bag? Yeah. Alright. So it's gonna be eight fifty five off that card. Are you going to watch? Okay. Oh, yeah. 이거를 타고 현대쪽으로 언니 안녕 보스턴 분위기 지금 패트리언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 펍 원래 저희도 펍을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얼른 해외국으로 Harry you got the dream house that you that you explained me Aww. So what's the name of the dip? It's buffalo chicken dip. Okay. Aww. And it's the best Super Bowl food according to like half of the nation. So I'm just conforming uh -huh. and um, trying to make yummy food and we'll <laughs> see. I am grating some cheese with a, um, what do you call it, a peeler? <laughs> it's working just fine. Uh, are you are you just assistant for Hallie? I am definitely the assistant. <laughs> Okay. She's the mastermind. Oh achieve of today. Yeah. <laughs> Mastermind is a strong word. Is it whole cream cheese? That is whole cream cheese mm. right there. Yeah. Gina, look at that. I'm about to uh, quickly spread it all over that pan somewhat. You know, I really love to learn from original member. You know, you know that means I don't yeah. want to I don't want to learn from Korean for yeah. American food or French food. Yeah. <laughs> Yeah, I understand that. Yeah. This is um, definitely not how it should be made, mm-hmm. but you know, it's it's gonna work. <gasps> I think. It will be. Great. Great. <laughs> Great assistant, Katrina. Thank you. <laughs> Okay, the guy that's talking right now mm -hmm. used to play for my favorite team, the Dallas Cowboys, which is what the blanket is. He has a really, he's really smart. Uh-huh. was he a player before? He was a player. He ah. played for ah. my favorite team. Ah. And he was okay, like he wasn't amazing. I mean, he was much better than average, but he never, like, he never got to the Super Bowl. And I am like a Super Bowl. I know, anything can happen. So. Especially with, uh, I really feel like you have to try it at this point. like, you know, it's done. Okay. So all of this goes on it? Yeah. Ooh, look at that. Oh my gosh. Well, I'm hoping but I don't know. I think it'll be, it'll be. <laughs> Ooh, look at that. Oh, awesome. <laughs> Can I have some? Yeah! Gina, do you want some? It just, it was everything. <laughs> it's, um, straight fun. Wow. Since I love that, I'm like, course, <laughs> the Janet Jackson. so, 진행되는 중이지만 저희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제 집에 가서 게임을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막았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뛰쳐나갈까봐 <laughs> 왜 막았죠? 아 여기가 워낙 니네 집 앞에 있는 거 먹고 싶다 왜 막냐고 왜 막는 거지 진짜? 아니 뭐 범인이 있 그러니까 보통 범인 있으면 막는데 그래서 일은 해야겠고 일은 해야 되고 콧볼은 궁금하고 불쌍하다 해라 아까 바에서 엔딩을 찍었으나 <laughs> 저희는 지금 밤거리를 걷고 있어요 우버를 불렀는데 길거리가 shutdown이 돼가지고 우버가 안, 안 오는 거예요 저희가 불렀는데 그래서 저희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계속 우버가 취소돼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 아 거기다가 문에 re-entry를 못한다고 써있어가지고 이제 눈치를 챘죠 아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경찰이 없는 곳까지 움직인 다음에 우버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스턴 라이프 보스턴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은 약간 도시가 shutdown되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용해요 원래 이 거리가 번화한 거리인데 이 밤에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도리어 게임 있는 날은 굉장히 조용한 날 아무튼 저희는 오버를 다시 잡아서 집에 갈게요 여러분 진짜 안녕 와. 아.